오세요 이리 오세요 브랜디도 브랜디도 페퍼도 이리 오세요 옳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알지 알지 해봐 이리 그러니 옳지 아이 그렇지 와우 오세요 아니 왜 뚫고 나와